듣고 따라하세요. 저는 의사예요. 저는 의사예요. 저는 간호사예요. 저는 간호사예요. 저는 학생이에요. 저는 학생이에요. 저는 선생님이에요. 저는 선생님이에요. 저는 가수예요. 저는 가수예요. 저는 배우예요. 저는 배우예요. 저는 경찰이에요. 저는 경찰이에요. 저는 기술자예요. 저는 기술자예요. 저는 회사원이에요. 저는 회사원이에요. 저는 요리사예요. 저는 요리사예요. 직업이 뭐예요? 직업이 뭐예요? Dans la prochaine vidéo, nous allons apprendre d'autres métiers et pratiquer. À bientôt!